자 2020년 2월 23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팔로 팔로미 얘기하고 여기 이코리와 이전에 왔을 때 한 이번 주에 왔어요 아마 와가지고 뚝배기가 한번 여기 미쳤어 여기 여기 특히 여기 미쳤어 미쳤어 여기는 깨신게라오 만약에 이 집에서 기운이 없다 그러면 바로 옆에 설마 이씨 기분 개더럽네 설마 이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나 그냥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<laughs> 헤이 고무 어? 창문 다 닫혀있는데? 창문 닫혀있 뭐야? 이 어? 꼬리 좀 잡아! 확인시켜 드려! 착지 철퍼덕 지금 여

김국수입니까? 아무도 없지라우 일단 나 못 믿어서 그런 건아니에요 그래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괜히 뒤에서 또 갑툭튀하면 안 되니까 아무도 예? 없지라우 괜히 뒤에서 또 갑툭튀하지 마시오 아무도 없지라우 에 아무도 없지라우 설마 뒤에서 움직이고 노잼이요 예? 병풍은 인데까지 수도 없이 움직였으니까 좀 노잼이니까 하지 마시오 예?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했잖아 하지 마라 했잖아 나 노잼이라고 하지 마라 했잖아 어? 어디 아. 아. 아, 미치겠다. 머리 낚시방울인가 진짜로? 그런가? 부닥집 아닌가 그러면은? 괜히 가면 그- 나도 괜히 조는 건가? 아, 하필이면 그 많은 것 중에 낚싯줄이 움직이면 내가 애매하지라 좀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아무래도 소리가 조금 우리가 그때 얼마 전에 그 무구가 있던 무당집 갔다 왔죠 진짜 실제 무당집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 소리하고 조금 뭐가 틀려요 맞죠?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뭔가 청명한 소리가 아니라 나 그냥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뭔가 좀 빈 듯한 그런 소리에 좀 틀려요 그러니까 낚시 그런 우리 방울 같은 거 그런 소리 같아요 그럼 그 방울 소리가 도대체 어디서 나냐고 지금 어? 잠깐만 여러분들 나 방금 뭔 말 들었어 예스 yes. 역시 나는 진짜 개 영화 맞아. 마 봐봐. 지금 담배 들었을 때 하나도 반응 없었는데 오늘 완전히 좋다 와 오늘 오늘 잘만한 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여기 아저씨 말고도 다른 분 계신가요? 예? 혹시 다른 분 자 아저씨 저 아저씨 믿고 하나 더 드릴게요 제 성의를 좀 봐주십시오 제가 가지 마시오 제발 가지 마세요 제발 가지 마십시오 소리 저 봐봐 저기 어신서다 이거 지금 봐봐 잠깐만 지금 여기 어디서 나 야이 내일와 아가 아가 아가 네, 담배 불은 껐습니다 여러분들 어바드 구독 좋아요 알림, 알림 설정까지.